이리 와. 이리 와. 이봐. 가져와 그럼 네가. 아이고. 이리. 그거 왜 먹어 페퍼 나. 에헤. 페퍼 뱉어. 出た出た 봐봐 코 업, 업. 아 진짜요? 감사해서 모든 영상 받았어요?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